아랫동네 홀로 사시는 할머니와 호박죽을 나누던 때가 생각난다.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가 안쓰러워. 호박죽을 만들면 꼭 한 그릇씩 떠드리곤 했는데 더 이상 그 집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. 한 그릇 담아 잣을 띄우면 완성.